에? 에? 에? 이, 거 마, 먹는 거 맞아? sloppy. うん。うん、 너무 잘 삶겼지? 응, 응. 음. 너무 커. 왜자고 먹을 때 눈을 감는 거야? 사실? 응. 괜찮아. 괜찮아?